이거 장난감 버려? <laughs> 버리지 마? 알았어 그 다음 빵이야 이건 이거 버릴까? 이건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그 다음 이거. 땡땡볼. 땡땡볼. 두바 이거 땡땡볼 안 가지고 올 거야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딸기 찍찍이. 소리가 안 나. 어떻게 할까? 이거 버려? 이거 버려? 백설아 이거 버려? 버려? 뚜비 마지막으로. 뚜비 이거 버릴 거야? 받아. 그건 안 돼? 알았어 이건 절대 안 돼? 그래 다섯 개 따서 다음 기다려 기다려봐 입에 소리 나는 건 다 들게 이거 소리 안나 이거 소리 안 나 버려 안돼 버리면 안돼 소리 안 나는데? 안 돼? 알았어 그럼 다시 여기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<laughs> 안 버려 안 버려 안 버려 오케이 이거 버린다 버려 버려 안 버려 버려 안 버려 간다 이건 빵이 이거 안 가져올 거야? 이거는 이렇게는 이제 버릴 거예요. 더.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더 확인해보고 버리자. 이거는 산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놔두겠습니다. 땅이야! 뭐해? 오! 뭘 먹은 거지?